음식이 딱 일단은 요것도 이 정도 쳐야 되겠네 뭐 잡혔다? 아, 생각? 전통 얼음속으로 올라오는 애들이야 이게 꽃가루들이 있거든요 일단 장갑 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비슷한 거 알고 있지. 잠깐. 여기요. 이렇게 얼음을 살짝 정리를 해줍니다. 한 번에 깨지는 거 좋죠. 근데, 네, 어, 보시면, 이거, 허벅지, 두께가 이 정도예요. 그래서, 이렇게 해야 되고, 손을 넣어서, 이런 방법을 써요. 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져놓고 이걸 이런 좀 작은 애들을 퍼줍니다. 하루야 애들 어떻게든 나올수 알겠죠? 아, 그랬구나. 네. 일단 이 수채랑 이런 애들 있죠. 그래서 음, 보이시죠? 에? 아죠 아죠? 저거 저거 아, 이제부터 많이 유명하죠 왜냐하면 어떤 것으로 우리 좀 네, 잘 들어있는 것같서 일단

이 술을 벗습니다. 저희도 벗겠고요. 이곳은 저런 게 보고 얼어있는 잘한데. 깨지는 어제 회사에서 내가 안 돼. 내가 진짜 거의 다 아예 안 깨질 만한 곳을 아, 가는 거죠. 네, 제가 이제 잡은 고기들은 살아있는 뭐, 곳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도 보지 않고. 장난 나왔구나. 이거는 또 엄청, 어. 서, 서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앉은 것. 여기요. 앉아 있고요. 헤아야. 저 뭐야? 저 뭐죠? 저뭐 있어? 뭐 고기 아니야? 에라 에라 에라 에라 에라 진짜요? 아버지, 여기 안오요 いう被害者となった。 가자 그럼 나가신 키자 왕 후방 두번 떼고요 잘 보이게 머리 이쪽인 거 열어보면 한번 이얼 아, 일단 공면이 더 아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1편은 여기서 마치고요.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는 얼음 ASMR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네, 네, 네 하 ASMR 얼음 ASMR 잠이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